아 좋다.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가자 가자 가자 가자. You must step back 어딜 어딜 봐. 너감 누구라고 날 제껴. 이쯤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게 좋을까? 아니 어디 한번 겨울나봐 보던가. 사랑해 손니. 어릴 때. 어릴 때. 그만 나도 랩해 나 따윈 꿈도 못꿀 랩해 날 가진 그런 next l e 보다시피 나도 랩해 내꺼 있었어 땐나 다시 태어나도 안 될까 착한 남자들에게 마주치는 외로워 He's 어. 마음을 가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은 나를 보고 돌아가 돌아가 Are you looking for fun? 재미 또 찾니 오히려 다가와 재밌게 상뜬다 동일상의 보물선을 보기라도 한가 나봐 so m u 로워 He's sick and tired every day Step back, step back 네가 필요할 것이 아니야 네와 함께 했던 수많은 날들 네 천년 같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oh, 어, 사랑이란 감정을 노래하는 연습만 제발 불러주세요 그걸 꺼져 돌아가니 세계 step back, step back. Step back, step back. 착한 남자들에게 너는 껍데 같은 건 맛이 서로 외로워. 참지 말아보자. 네가 비빌 것이 아니야. 저울 질러 가린 너. 다가온 네 맘을